점심을 푸드팬다로 뭐 시켜 먹으려다가 뭐 나온 김에 그냥 치킨이나 사서 <laughs> 잡살에 먹자 그래서 치킨 사러 왔어요 여기 빙가이라고 ำมะหูไหมอืมตำมะหูนะร้านนี้ตำมะหูอร่อยเดี๋ยวสั่งให้คนเยอะอยู่คนเยอะอยู่ร้านนี้ร้านนี้เขามีขายเป็ดปิ้งดักดักเ이징แล้วก็มี베이ชิคเก้นเออดักชิคเก้นพอกอร่อยนะดีตัวหนึ่งตัวหนึ่งสามสิบแปดพันถ้าเป็นไก่สี่สิบพันตัวหนึ่งอันนี้ถูกแพงกว่านี้ 우리는 뭐 한 마리까지 필요 없고 한 마리만 먹으면 되니까 옆에 싸고 땀마콩 파파야 샐러드 땀마콩 아우 라이깐 땀 해가지고 1번이 땀막풍 막깁 2번이 땀막땡 저건 오이로 이제 밸런스 만드는 거세 번째가 땀막투아 콩으로 하는 거 그리고 4번이 땀카우뿐 뭐 땀바 뭐 이렇게 하여튼 뭐 각종 각종 이제 땀들이 많이 있는 <laughs> 가게입니다 그 땀이 이제 저거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땀이라고 하거든요 찹쌀밥도 5,000끼 500원치 샀어요 500원치 사면은 한 봉지 주, 거든요 5,000원으로 어. 오늘 점심 해결되네요 <laughs> 어, 어, 파파야 샐러드는 10판끼 ของเลยส 어, 미온을 한줌 넣고 고추 좀 넣고 이렇게 아, 어, 감자 당도 좀 넣고 저도 몇개 썰어 놓고 찹쌀 도 보자 이 어, 그 찹쌀 한 봉지 500원이거든요 <laughs> 이거 세 식구 먹어요 이거 찹쌀 한 봉지면은 네, 치킨 오, 어, 네. 단방콩이 이거 절구에 이렇게 찧을 때이 소리가 좋더라고요. 어, 일단 맛 먼저 테스트 맛 보고 <laughs> 조금 더 넣으려면 넣고 뭐 양념 같은 거. 아, 적, 젓갈 조금 더 넣어달라고 했어요. อร์แมนใช่อะโอ้ไม่ใช่ไลายสไปเดอร์แมน Z N สไปเดอร์แมน뭐라고썼노 Z 글자가 N สไปเดน L มี L มีอะไรตัวอย่างหนึ่งเขาคงคิดเอาละมั้ง unique unique style unique style เนี่ย style แล้วก็สแปมมีแล้วทูน้าแคนมีแล้วแล้วก็หนาล็อกดาวน์โอเคโอเคได้어손씻었어เดี๋ยวว่าที่ไหเนีัยโอเคเอามาเสร็จแล้วแก้น้ำให้다리큰거ช었어이ส찹쌀 피한 김에 하나 피한 보자 땀마콩 시간이 없어요 고기를 땀마콩 맛좀 보자 뭐래? 음 맛있네 기나라 음 어이 땀 흘러봐 아유 아유 뭐할 그래? 어 ดีซี่ชอบเนี่ยร้านนี่พี่ยติ๋ก็คอมึงไปดูไปดูฝุ่นไปดูฝุ่นอต้นไม้อาหาร많이먹어요 Bye bye.